앵글앵글 이쁘게 봐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공유. 이걸 뭐야? 어제 아 하늘색 걸어서 했다. 먼저. 어떻게 넣어? 응? 어? 어떻게 넣어? 그냥 이렇게 골라서 넣으면 되지 일단 이걸로 예쁜 거 사자 응. 태연이 봐봐 뭐가 예쁜 게 있나 2천 세트 하시면 더 싼데 이게 여기요 잔돈 받아 잔돈이요 여기 받으세요 여기 있어요 이렇 이거 살 거야? 4,000원 돈 내봐 어, 이거 4장 똑같은 거 4장 여보? 연두색이요 혜리가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혜리 엄마 가봐 너무 잘 샀는데? 빛 너무 이쁘다 3천원 주고 어 아직도 안 보는데 응? 보는데? 좋하지 <laughs> 천 원이에요. 천 원이에요. 추가돼. 여기요. 야지. 그래. 이 있다. 응. 여기요. 그래. 봐봐. 토끼냥. 여기 토끼냥 보여줘. 맞아 맞아. 지지. 지지. 보죠? 아니야 이뻐 테리 아직 못해 와, 와 이거 이거 이쁘다 이쁘다 찬이네 이쁘다 오, 어, 오 어, 테리한테 만나 어, 어느 부분이? 테리 이쁘네 딱게 문고대는 몇 킬로였어요 어머니? 선생님이 기다려가 한 거 맞아? 선생님이가 감사해 주려고 그랬다. 아 진짜? 올라갔다. 어제뿐이. 음. 아빠.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그래 <laughs> 봐봐 그 써봐 <laughs> 안녕하세요 얘네 때문에 깨지지 않 엄마 자, 한잔 받으세요. 뭐 쓰는 거예요? 먹을까? 이거 지지야. 깔대로 먹어야 돼. 저희 머리카락 고 있는 게. 아빠가 억울하 얘도 따라 부른다? 음, 선생님은 예뻐져라 피부야 고와져라 선생님 응, 앙, 먹어봐. 앙, 앙 울어. 알았어, 알았어. 그래, 갈까? 웬일야 대단한데? 테리 엄마 갈게 테리야 엄마 간다 안녕 <laughs> 안녕하세요 일어나 일어나 왜? 맛있어? 혜리야 동생 좋아? 동생 좋아?